너희는 세상의 빛빛을 비추어라 너희는 세상 속은 짠맛을지마 어둠은 얇고 빛을 이길 수 없고 소름은 자신을 녹여 맛을 낸다네 사랑 어둠은 얇고 빛을 이길 수 없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 맛을 낸다 에 사람들 빛을 보고 주를 알게 되니 너희의 참 사랑을